저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. 네가 특별히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. 왜? 엄마가 내 꿈에 대해 뭘 알아? 어. 네 마음대로 해. 지금이라도 말려야 하지 않을까 싶고. 자녀의 꿈을 회방노는 부모님은 없어. 네 스스로가 부모님께 인정받을 자신이 없는 거 아니야? 이번에 보여주면 되잖아. 너의 진짜 꿈을.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걸? 음악으로 엄마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거야. 멋진 무대에서 아이돌이 된 너의 모습으로. Oh 어 이거 어. 이거 당신이 제일 좋아했던 노래 아니에요? 어머 기억하고 있었네요. 노래 참 좋죠? 노래를 바꾸자고? 당장 내일이 공연이라니까 오늘 열심히 연습하면 내일 부모님들 앞에서 멋지게 공연할 수 있을 거야 여기 내 진짜 꿈을 두고 갈게 엄마 엄마한테 내 꿈이 뭔지 꼭 보여주고 싶어. 엄마가 걱정하시는 만큼 더욱 노력해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요. 우리 딸! 제나라 멋지다! 나 도전할게. 내 꿈을 위해. 엄마, 아빠,